박수 네. 이번에 치실 홀은 353m 거리의 파코홀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치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연습 스윙한 거지? 친구인데 연습 스윙하척 하는 거 아니지? <laughs> 그렇지 너.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라이즈 골프님, 라이즈 해저드와 가까워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주세요. 자, 모두 맞고. 오! 우와. 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 연습 수행 한번 하시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자. 오진이 수행할 차례입니다. ready, to 와. 아, 안 돼. 아. 라이즈 골프님 커플을 찾으셨습니다. 음, 로공 하나 정도 봤어요. 내리막 보세요. 썼어? 탄도. 탄도 때문에 보면서. 업, 업. Ready. 샷. 오. 오. 진짜 네번 자친 되네. 내가 퍼팅만 잘하면 되느냐? 억 끄지 마라. Good shot. 아, 잘네. 아, 퍼팅 좀 잘하자, 퍼팅 좀. 라이즈 골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우측으로 다섯 컵 받습니다. 내리막 보고 치세요. 머리. 근데 만질까? 내 평소에 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가는 이게 좀 조금만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선진님 퍼팅할 차례입니다. 오른쪽으로 다섯 번 맞습니다. 어, 나 잘하네. 라이즈 골프님 퍼팅을 차례입니다. 흑합 바로 보실게요. 서로 칠라고. 네. <laughs> 뭐 네, 여기 영상이 잘 나온다. 아니 지금요? 여기. 어... 이 여기 여기 스크린. 이 방이 야 여기 스크린. 이 315m 거리의 팝4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하시면 됩니다. 315, 원어, 어? 315를 원어 하라고? 아니가? 아저 못해요. <laughs> 힘들어하게 하면 아, 완전 살찌야겠다 200만 쳐야겠다 아또 힘들어갔다 다들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 <laughs> 이게 내리막이면 욕심이 생기더라고 이상하게 어, 오지 마라 <laughs> 지난 후에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다시 보자. 아 열렸어. 작전 성공. 걸어도 네 아, 자, 선생님 수행할 차례 가볍게 스타치한 후에 멀리 건 사연 라이즈 골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네. 와 굿샷 잘 쳤다 그러니까 좀만 더 세게 쳤으면 들어갔지 오 진짜 훨씬 나왔어요 그럼 전수진님 수행할 아, 차례입니다 손 모두 오비라 위험합니다 으쌰, 야, 올라가겠다, 야. 산도가. 어, 벙커에 그대로 박히네. 아이고. 자, 선생님, 수요일 날촬 준비되는 대로 샷하시면 됩니다. 그래, 아이언로 치는 삐로리 나오는 거아니야 삐로리. 아, 그게 있어요? 좌절 모드. 연방 보셔 오 170. 스윙. 오진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오늘 빵빵 터지네. 음.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오, 아, 아 너무 무서워. 장사진님 수혜가 차례입니다. Ready? 라이트 골프는 수행할 차례입니다. r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아, 선생님 손길네 너리. 오? 오? 놀랐다. 오? 어? 오? 어? 아. 어, 그러지? 그렇지. 나 핸드도 안 주고. 제목을 이게 올려. 안 다치는 사람 핸디도 안 주고. 핸디가 어디 핸디가? 자, 거잘 맞았다, 그래도. 양파한 거 치고 맞네. 아니, 오비 한 거 치고. 아, 뭐? 라이즈 골프님 수행하는 7 4 m 거리에 파5홀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하세요. 지렁이, 지렁이래, 지렁이. 에이씨.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자수진님 수행하 아, 땡겼다. 왼쪽. 왼쪽은 해줘더라서 해줘도 안 돼. 인장 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치는 줄. <laughs> 오, 가볍게 살살 열었다. 살살. 뭐. 살산 260m? 살산, 살산 260m?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아, 오른쪽. 어? 어? 오, 나이 됐어! 완전 무리였네. 전수진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r e 아 이건 좀 보도 안 맞으면 된다 아이고 오진이긴 수행할 차례입니다 어, 스페이스 어렵다 매번 옳다. 그렇죠. 어, 좋다. 그렇죠. 오진이님 수행할 차례입니다. 아, 또 멘붕 타임이다 또? r 오, 좋네. 포크를 실행니다 오른쪽으로 내것 봤습니다. Ready. conceive double bogey. 뭐야? 오른쪽으로 반값 봤습니다. 그래. Ready? 해줘 두 번에 파인다 파. 아. 어. conceive double bogey. 어, 굳이 내안 따라도 돼. 어? 핸드캡 D번호입니다. 뭐고? 라이브 골프님 수행할 차례 우측 도그의 346m 거리에 팝볼입니다. 준비되는 대로 샷하세요. 아, 파도, 좀쳐야겠 Ready, 죽어 누구 그래서 그럼 126m에서 만나자아 여기서 열렸지 열어 야 다음부터 치지 말자 이런 올 고금 5마이 져먹는다 진짜 오주민긴 수행할 줄 차림 네. 긴장 풀고 준비되면 시작하세요. 화면 왼쪽을 좀 틀지. 회전들을 조심하세요. 좋다. 잘쳤다 쉣. 페어웨이. 오주민긴 수행할 줄이 입니다 140m인데. 왼쪽으로 좀 틀어가지고 왼쪽으로 좀 확 틀어가지고 그냥 도전? 130 Ready? 4 아, 잘 치는데. 요 이거 적어왔네. 라이즈 골프님 수요일 차례입니다. 아, 근데 오늘 또 밀린다. 잘 썼네. 라이즈 골프는 음. 5층으로 한컵반 받습니다. 52m 거리에 엄청 비장해요. 라이즈 골프님 수요일 날 준비되는 대로 시작하세요. 네. 한 사람 오른쪽, 한 사람 오른쪽. 가운데 침. 오 되네. 네. 나이스. 나이스. 진짜 가운데 쳤네. 나이스. 장선진님 수행 어디에서 이거 써잡아라. 아주 신고 나가라. 아 피곤하네 진짜. 와. 파5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한 후에 준비되면 왼쪽이 그다음에 숲이고 아 양쪽 약간 이렇게 하얀 데라서 아, 외로움이 될것 같은데 너무 좁네. 아 좋다 아이고야 갈수록 더 좁아지네 라이 중고 팀 수영이 짠하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오! Really? 좋은 일 많이 하는가 봐요. 완성해라. 완성해. 완성해. 핀 줄까? 핀. 쇼티 딱 보면. 굿샷. 자. 페어웨이. 라이즈 골프님 수행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Ready. 중학교 몰랐지 나 그래서 공항 중학으로가라네 고기 잡고 아 우리 항상 중앙 먹고 싶네 네.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 잘 못치니까 아. 어. 어렵다 이거 잡히 높이 이런 거 냉장고 치지 않나? 시간도 많이 걸렸다 Freeway. Утром пишем играть через Б. 사실 3인데. 83. 아우. ready. Oh! 이래서 그렇구나. 아. 늘었어요. 아, 진짜 지치다. 허리가 아파. 와, 진짜 장난 대단하게 받았어. 어차피 망가진 스코어. 어머. 골프님 스윙을 진인장 풀고 준비되면 샷하세요. 아니 생겼어. 오 갑자기 17로 돼. 라이즈 골프님 스윙을 너무 사진 입어서 여가가 필요 없겠다. 골프 공부 여가 다 해주겠다. <laughs> 나무목 들어오기 어. 별거 다 보여주고 야 이번에 한 번에 넣어준 게 보여줄게 역시 아 신경 못하겠네 <laughs> 솔직히 욕심나니까 290이니까 골수도 70 조금만 너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 힘이 이뻐되 이렇게 밀어서 족장도 맞다 근데 저기 무슨 골프장에 밀어놨어 이제 음. 근 여기는 진짜 농사 짓다가 망겠는데 어. 그래서 비닐하우거예 그래서 비닐하우스. 가려고 음. 하는 사람들이 맞을 수도 있잖아. 음. 저기 서 있다가 오래 슬라이스 나면 바로 맞겠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 꼭 몸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 몸들어야 돼. 가면 드라이브 못 치게 할 것 같은데 아, 내 보니까 드라이브 못 잡고 아이언으로 치라든지 뭐 그럴 것 같은데 네 있어요 이게 정규홀도 있어요 정규홀인데도 여기는 그 로컬룰이 드라이브 잡으면 안 된다 몇번 이하로 잡아라 그런데 뭐 있어요 그런데 빅토리 좀 들면서 댓글 없다 가사도 가야 돼 아저님 아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고 조금만 더 흘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굿샷 들어가라 하늘 찍으겠다 라이즈 골프님 수행할 자 넘차 놓고 더블로 끝내자 아우 씨 뭐야? 이따기라고 하지. 아, 이 양파부터. 아, 양파는 아닌데. 3점도 안 되는데. 아, 시로를 네. 보니까 이제 집중력이 좀 떨어지긴 하네. 네. 좀큰 업점 도봤습니다 내리락 보고 치세요. 그만해요. 그만 그만. 어, 어. 에이. 에이. 약간. 뭐야? 안 먹었네. 아. 아. 아, 나 양파! 파도 한 번만. Railway. 라이즈골프는수행할시입니다야니또올라오고이거카트라이더야이거카트라이더야 올라가고 1 6 0이 나가는 게 머리가 내가 네 친구니까 인마 이 옆으로 가려고 내가 지금 <laughs> 와거 때리네 진짜 야 최고 잘 쳤다 아. 음. 잘 치지 왼쪽 오른쪽 모두 오비라서 이거합니다 무조건 레이업 해야겠다. 200마일러를 로우로 Ready. 어. 어? 제트기가. 아, 진짜 심하게 심하게 24하고 24. 하다가 아, 내가 지금 따라오고 있잖아. <laughs> 옆에서 치려고 한번이한 분이라도 보려고. 네, 계속 다니자. 카드 탈이 있겠네. 그렇지. 그래 이제 파롤인데 같이 가야지. 이거 뭐 공부를 했는데 뭐 대회 하나 여기. 아, 우리 오빠 그랬나? 이게 지금. 오진이 수익 야, 완전 이- 한 명만 봐도 엄청 높다. 17m는 하긴 뭐. 그러니까 가까운데도 17m 엄청 높다. 오! 잘 쳤어. 오진이 수익 마찰입니다. 홀컵 앞으로 오르락 라인입다 어. 같이 가라고? 같이 가라고? 마지막. 오, 좋아. 오. 감사합니다. 라이트 볼륨의 우수의 원리입니다. 원리 오준님 커피을 차린 음. 고추도 두컵 받습니다. 오르락 고구 치세요.